댓글에 전주에 계신 한 농민께서 나 열포할 테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머지 같이 해가지고 우리 한 발에서 받자 막 이런 애잔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네.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거의 농민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어 가지고 네. 저는 뭐 지역에 이걸 해가지고 뭐 비료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에 같이 쓰실 분 있으면 우리 가게에 내려놨다가 같이 나누어 썼으면 어떨까 하는 산청 친환경 네. 농자재 거기에 물류센터를 하고 동부 쪽에는 하만에 하만에 네, 하만에 하면 경남 전역에 누구나 쓸 수 있는 위치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아. 곳을 그 물류센터를 협의가 된다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전화가 안 되거나 하면은 네. 한국농산TV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얼마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도 다 그 모아서 꼭 전화통화 안 하시더라도 한국농산 TV 밴드를 이용하시면 거기다가 나는 얼마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들을 생산하는데 이렇게 좀 다 합해가지고 10월 말까지 하시면 지금 고추라든지 내년에 생강, 고추, 감자 하실 분들도 주문을 미리 미리 하면 미리 미리 해놓으신 아, 상태입니다 지금 어쨌든 10월 말까지 저희가 네. 그 접수를 받으니까 이 하이팜에 대한 <laughs> 그 농민들의 그 반응이 뜨겁습니다. 예? 그러시네요. 예. 하루에 전화 몇 통 받으세요? 정확하 세보진 않았지만 한 7, 80통. 하루에 7, 80통 전화가 오는데 <laughs> 지금 이게 뭡니까 이거? 블루투스입니다 블루투스 아니 보청기인 줄 알았어 <laughs> 보청기인 줄 알았어 아 이, 이걸 왜 차고 다닙니까? 이게 뭐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있으신 농민분들이 비료 때문에 자꾸 문의가 오시고 뭐 전화가 오시니까 음. 뭐 트랙터 타고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일이 안 돼가지고 예, 장비를 계속 세워야 되니까 전화 받기 위해서는 예. 전화가 다 이 비료 네, 비료 문의 때문에 네. 시간은 지났지만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뭐 얼마를 주문해야 되나 어떤 음. 작물에는 몇 포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 뭐 문의 전화가 뭐 어, 하루에 한 밥 먹을 시간 없을 정도로 <laughs> 아, 그런 내용들을 그럼 우리가 네. 이렇게 좀 정보를 드려야 되겠네. 이제 뭐 토질에 따라서 제가 처음에 뭐1평에 다섯 번 온다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낙동강 옆에 완전히 소금 같은 모르 사장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를 넣어줘야지만이 비가 오면 유실되고 또 그게 또 보충이 되고 보충이 되면서 이렇게 코팅 요소에서 나오는 게 되지만 일반 논이라든지 그냥 이렇게 그 봄행기 땅이라든지 그런 같은 경우에는 뭐 세포 넣으셔도 되고 내포 넣으셔도 되고 본인들 토양에 맞게끔 본인이 농사 짓는 토양을 본인이 음. 최고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조정하시면 됩니다. 제가 음. 비료 장사가 아닌데 이거 뭐 다섯 포 넣으라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. 음. 근데 제 땅에는 세포 넣어보고 내포 넣어보고 다섯 포 넣어보니까 다섯 포 정도가 들어가야지만이 완효성 비료가 꾸준하게 비분이 탁 떨어져 가지고 그 황화 현상이라든지 이렇게 비분이 떨어져서 작물이 그 성장이 잠깐 멈춘다든지 그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다섯 포를 얘기한 거고요. 음. 뭐 본인들 토양에 작물에 그 비분을 얼마만큼 사용할 건지는 어 생각하셔서 조정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. 이거 보충 안 합니다. 어, 대비를 지금 항상 저희가 많이 넣고 네. 그래줘야지만 이, 이 비분들이 아. 유실이 덜 되게끔 그렇지. 비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또 하거든요. 네. 근데 대비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비료양을 조금 줄이셔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음.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박이라든지 퇴비 넣을 상황이 안 된다 음.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완효성 코팅 비료를 조금 한 포 정도라도 더 넣어 주시게 되면은 성장 자체가 조금 향상되죠 음. 또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이 뭡니까? 아. 어떤 작물에 얼마만큼 사용해야 되는가를 뭐 제가 뭐 한 열가지 작물 정도 하고 있는데 뭐 그거 이상 물어보시는 거는 그거는 저도 <laughs>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. 난감합니다. <laughs> 난감해요. 하우스에는 얼마만큼 하면 됩니까? 200평 음. 한 동에 얼마만큼 하면 됩니까? 이런 것까지 물어보시면 제가 하우스 농사를 짓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음. 모르겠지만 네. 토질이 어떤지 뭐, 네. 뭐 비료 처방사가 떼지 싶습니다. <laughs> 제가 좋은 비료를 만들어서 좋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주문해서 만든 비료가 어 8월 달부터 나가기 시작해서 배추 무에 벌써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집하고 다르다. 음. 벌써 효과가 나타난다. 어. 옆집에서 못 뭐 썼냐? 야. 이 비료 쓰니까 차이가 태풍이 두 번 지나갔는데도 비료 비분을 요소도 한 번 안 했는데 아. 그 이승민 농부 말을 듣고 그래도 코팅 요소가 나오고 하니까 어허. 꾸준하게 성장도 하면서 옆집하고 차이가 난다. 음흠. 처음에 17,000원 그러니까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뭐 옆집 사장님이 그 옆집에 음. 몰래 전화하시던데. <laughs> 또 궁금하신 게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거를 할 수 있냐 이런 질문. 지금 추석 끝나고 나면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. 근데 네. 수량이 얼마만큼 해야 될지 제가 비료를 이걸 뭐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 같으면 만포 이만포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할수 음. 있겠지만 음. 뭐 주문 오시는 분들 저는 지금 이렇게 마늘에 비료를 다 하고 양파 할 것까지도 주문을 준비를 해놨습니다. 음. 저는 더 이상 비료가 필요가 없습니다. 이제 본인은 끝났는데 네.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. 그러면은 또 전화를 하셔야 되겠네요 계속 연락해서 주문을 받아 주셔야겠네 그 지금 농업에 차질이 많습니다 농업에 <laughs> 본업을 못하고 있어 <laughs> 마늘 바짝만 하고 지금 배추밭 관리, 무밭 관리, 콩밭 관리 여러 가지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. 하루에 전화를 한 3시간 정도를 통화를 네.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일이 안 돼서 네. <laughs> 본업이 지장이 좀 네. 있습니다 지금 아, 이런 애로점들 좀 그 감안해 주시고 네. 그래도 필요하시다면 그래도 받아주시겠죠? 네. 네, PD님 그 좋은 취지에서 하자는 거기에 제가 뭐 남아 있는 중천금 입을 뗐기 때문에 네네네 끝까지 하겠습니다. 네또 전화를 전화가 안 되거나 하면은 네. 한국농산TV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얼마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도 다 그 모아서 꼭 전화 통화 안 하시더라도 한국농산TV 밴드를 이용하시면 거기다가 나는 얼마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들을 생산하는데 이렇게 좀 다 합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도록 그래도 좀 언제까지가 좋을까요? 빨리 기간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 지금 양파가 이제 추석 쉬고 나면은 그 마늘밭들 지금 옆집에 사용하는 걸 보고 저희 우리는 벼베 내고 난 다음에 마늘밭에 사용을 할 거니까 추석 쉬고 바로 좀 부탁 좀 한다면서 시작해가지고 하니까 뭐 양파도 심으셔야 되고 10월 말까지는 아마 양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좀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기간은 10월 말까지? 10월 말까지 하시면 지금 고추라든지 내년에 생강, 고추, 감자 하실 분들도 주문을 미리 미리 <laughs> 미리, 미리 해놓으신 아, 상태입니다. 지금. 어쨌든 10월 말까지 저희가 네. 그 접수를 받으니까 그때까지 해가지고 그 얼만큼 많은 필요한 양이 될지 네. 또그 양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들이 그 댓글에 전주에 계신 한 농민께서 나 열포 할 테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머지 같이 해가지고 우리 한 발에 또 받자 막 이런 애잔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이 좋은 비료를 농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계신 그 농약방 사장님이신데 요거를 그냥 원가로 원가로 가신,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나눠드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 구미까지 산청에서 오신 사장님 계십니다. 멀리 오셨습니다. <laughs> 자 들어오시죠. 예예. 예. 아 빰빠밤. 예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예. 예. 등 보이지 마시고 아, <laughs> 가운데로. 가운데로. 아 예. 자 지금 어디서 오셨습니까? 예 경남 산 좋고 물 좋은 지리산 산청에서 왔습니다. 아 산청에서 예, 예. 산청에서. 자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? 아 유튜브를 보고 네.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거의. 농민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어 가지고 네. 저는 뭐 지역에 이걸 해가지고 뭐 비료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에 같이 쓰실 분 있으면 우리 가게에 내려놨다가 같이 나누어 썼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아, 네. 그럼 최소 몇 바레, 바레트를 하나를 가져가시는데 몇 바레트 가져갈 생각이십니까 지금? 아니 뭐 5톤 트럭으로 한 차 정도 보유해놨다가 아 5톤 트럭? 네, 네, 그래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와서 가져가게끔 하면 뭐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. 그다음 그리고 이 농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좋아서 얼굴 보러 왔습니다. 얼굴 보러. <laughs> 얼굴 보러 오습니다 네. <laughs> 아, 어, 스타야 스타. 네. <laughs> 슈퍼스타. 예? 네. 슈퍼 농민 스타. 어, 아, 그 예, 이승민 씨. 예, 진짜 그 저도 뭐 농업에 종사한 지 근 한 25, 6년 되지만은 거꾸로 제가 배워야 될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네. 네. 네 그래서 내가 <laughs> 그 마늘 양파 우리 지역에 많이 하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음. 한번 배워보고 싶고 이래서 멀리 달려왔습니다. 아 예. 고생하셨습니다. 예, 예. 농민이 만든 농민을 위한 비료가 좀 전국적으로 소량으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전달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예.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? 아니 그러면 이제 그 협의가 된다면 네. 경남은 지역이 동부 서부로 나눠져 있거든요. 예. 그러면 산청 친환경 예. 농자재 거기에 물류센터를 하고 동부 쪽에는 하만에 하만에 예, 하만에 어. 하면 경남 전역에 누구나 쓸 수 있는 위치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아. 곳을 그 물류센터를 협의가 된다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아 그러면 경남은 네. 어떻게 경남에 계신 분들은 이 지금 우리 이 비료를 받아올 수 있는 거네요? 소량으로? 네, 그렇게 네. 해보려고 하고 네, 있습니다. 계속 절하고 있습니다 지금. <laughs> 이 와중에 절하고 네. 있습니다 지금. 아, 네,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. 네. 하여튼 바빠요 지금 그죠? 신안입니다 신안. 신안에서도. <laughs> 신안에서. <laughs> 전남 신안. 전남 신안. 음. 신안군에서 비료가 필요하시다고. 대한민국 농민들이 전부 부자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드리고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예. 안녕히 계세요. Here we go.